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Welcome to our channel again Tia Monica Family Kembali di channel saya Tia Monica Family Saya Tia Monica, penyanyi tahun 90-an Yang kali ini membuat channel Youtube Dengan juga membuat video reaksi tentunya Untuk penyanyi-penyanyi baru, penyanyi Indonesia, penyanyi mancanegara Kali ini saya membuat uh, video reaksi, video tentang secret number Ini secret number replies to fans in bahasa Indonesia katanya ya Dia membalas eh, komen-komen uh, dari fans uh, yang berbahasa Indonesia Pastinya fans dari Indonesia Seperti apa ya? Coba kita lihat sama-sama. Kalau Dita pastinya bisa karena Dita kan orang Indonesia dan dia masih bisa bahasa Indonesia. Yuk kita saksikan sama-sama. Satu, dua, tiga. 아름다운 눈. 아. 아. 우쭈가 뭐예요? 아 그냥 이렇게. 아 이게 애교 같은 거. 내가 빨개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빨개졌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읽고 저희가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 Call me by your language 이번 Call me by your language 시크릿 넘버편의 언어는 바사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특별한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Jenny 치타치타 카무 다리 끝을 매양 ingin jadi penyanyi ya. Kalau aku si enggak pengen jadi penyanyi karena cita-citaku tadi dulu ingin jadi orang yang masain cincin di jari manis kamu. 아니 그 발음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어릴 때부터 아, 가수가 되고 싶었나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 꿈은 네 약지에 반지를 끼우는 사람이어야 아. 됩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laughs> 와 프로포즈를 받았네요 방금. 저의 꿈은 가수였기 때문에 <laughs> 뻥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만들어 떠나서 생각해볼게요 좀만 기다려 나 너에 관심 있어 그거 하얀 거 아니야? Aku pikirin dulu ya Lagi Oh, oh 맞아 ajarin jawab Di Umia Tunggu dikit lagi Tunggu dikit lagi Cuman 기다려 Aku pikirin dulu ya Tunggu dikit lagi 어 내가 부끄러워 투 레아 카무 갈라우 스당 브라잘란 장안 루파 무마 가이 순달랴 카르나 악구 이리 물리 핫구 그릇슨 또한 등한 붐미 운측 등한 운측이 있어요? 응 내야 어기 나갈 때 샌드에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요 나는 네가 지구와 접촉하는 걸 보면 부끄럽기, 부럽기 때문에 난줄 빨개질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어떡하지? 빨개졌는데? 나도 빨개졌어. 우쭈가 뭐예요? 아 그냥 음! 이렇게. 아 이게 애교 음. 같은 거? 음. 죄송해요. 제가 샌들 맨날 신고 다니네요. 아니 너무 웃겨.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제부터 털장화 신을게 이제부터 아주 두꺼운 깔창까지 껴져 있는 부츠 신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너무 어렵다. 칼라우 기투 앞. aku kalau gitu aku bakal pakai hak yang tinggi banget. aku bakal pakai hak aku a n r 천 itu deh Kalau gitu aku bakal pakai hak yang tinggi banget. sudah suaramu matamu hatiku gundah indah yang menghilangkan yang yang lembut membuat hatiku tenang saat ribut 따와무 양 무르두 문부앗꾸 스마킨 무린두 바와까유 파카이 엠베르 알러뷰 시크릿 남바르 아 뭐지? Number. 자 이렇게 있어요 당신의 그 아름다운 눈이 불안한 아, 내 마음을 없애준다 어. 너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복잡한 내 마음을 진정시킨다 이거 책 아니죠? 아니 근데 인도네시아어 하면은 약간 리듬 그 rhyme. 아 너의 달콤한 웃음소리는 너를 더 그리워하게 만든다 양동이의 나무 가져오기 Secret Number를 사랑하는 건 내가 하기 사랑이 Secret Number. 양동이의 나무 가져오기는 무슨 말이죠? bawa kayu pakai ember I love you secret number 음, 음, 아, 음, 아 그냥 what is rhyme? rhyme. 라임 라임 라임 맞춰서 만든 맞춰서 만든 그 나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의미가 없어 맞추기 위한 그냥 양동이의 <laughs> 나무 가져오기 아니 저자 대답은 라임을 맞춰서 양동이에 나무 가져오기 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하기 아름다운 눈 아. 아. 등한 엠벨 아쿠바와까유 팬스 모아 I love you 아, 예뻐 <laughs> 투 기타 D. Dari dulu ud- sudah sayang. I. Ingin rasanya selalu mau melindungimu. T. Tanpa melihatmu sedikit pun rasanya hampa. A. Akhirnya kamu hadir lagi dengan KTPmu dan membuat aku takjub. SN fighting. 어, 시를 써도 저도 이자로 해볼까요? 아, 할 수 있나? 이자 이 이자 J jangan lupa ya A aku ada di Ha, hatimu. Denisa, aku tahu ada pepatah mengatakan kalau diam itu emas. Tapi tolong kamu jangan pernah diam karena 수아라 우이뚜 멜리안 마기코 아 음. 항상 제가 데니스한테 말하는 말이에요 나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는 나에게 다이몬드이기 때문에 와. 절대 조용히 하지 마십시오 우와 다이아몬드네 로맨틱해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모래로 엄청 꽉 이렇게 많이 힘을 줘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히카리 마차시 위에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페르테빌리안 양 디템파 단간 왁두양 라말 아갈 멘자디인다 아쿠주가 베르사하 게라스 아구비사 베르시날 운투푼 아이주 아 like diamonds in the sky, shine bright like a diamond. Itu secret number. Sudah 20 tahun lebih hidup di dunia ini, tetapi baru kali ini aku mengetahui hidup 20 tahun itu tidak berwarna karena warna itu baru hidup sekarang. Bagiku warnaku adalah kamu secret number. 내 색깔은 너야 secret number. 와 팬들이 왜 이렇게 스윗해? <laughs> 아,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어. 여러분의 무지개가 되어줄게요 오늘. For 여러분. Kami akan menjadi pelangi untuk kalian semua. Kalian sudah bekerja keras bahkan mengorbankan banyak hal. Aku menyukai kalian apa adanya. Sekarang waktunya kami yang bekerja keras dan menjadi sayap untuk kalian. Ada hadiah untuk kalian. Aku mendesain light stick untuk kalian. Semoga kalian suka. I love you, Secret Number. itu tadi secret number uh, membalas fansnya dari Indonesia dengan bahasa Indonesia seru ya Oke apapun support terus secret number karena ada Dita di dalamnya pastinya dan semoga secret number akan terus bersinar terus terus terus dan Dita bisa mengharumkan Indonesia di luar sana. Saya Tia Monica, terima kasih sudah mampir di channel saya. Sampai berjumpa lagi di reaksi lainnya.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Bye.